안녕하십니까 낚시꾼 짠도입니다 아 오늘은 남양호에 나와 있습니다 어, 작년에도 아마 요맘때 4월 한 10일경에 동훈이하고 와서 아주 고생했던 그런 필드죠 근데 오늘은 아마 다를 겁니다 아, 오늘은 좀 재밌는 4월 달에 남양호에 그나마 좀 물이 깨끗할 때 이제 녹조가 끼기 전에 덩어리 베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덩어리 베스들 오늘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꾀합니다 음. 자, 좋았습니다 아, 아마도 오늘 정도의 작년에 왔던 경험에 비춰서는 어, 브러쉬 지역, 물에 좀 잠긴 브러쉬 지역에 배스들이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쪽 어, 브러쉬를 시작으로 아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거기 있을 겁니다 갑니다 자 4월 이 시기가 되면 남양호에 이 수배를 물고 덩어리들이 나와줍니다 자 봅시다 올해도 덩어리들이 나와줄지 브러쉬 쭉 있죠? 바닥이 전부 다 브러쉬일 거예요. 쇼파이트가 나면 트레일러굴 좀달 거고 음. 음. 스트레에서 나왔습니다 스트레이 아우 자 남해하고 4월 첫 패스 기대에 반응합니다 역시 자 오케이 시작이 좋습니다 자 남해하고 첫 패스가 나왔습니다 수초 엣지에 나왔고요 자 스피너 웨이트 어필 칼라에 나왔습니다 지금 어, 활성도 괜찮네요 자 연광 베스 트 사이즈는 될 것 같아요 자 남양어 손스입니다 우와 자 3자 명광으로 시작합니다 어우 좋아 내추럴 컬러로 바꿀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소지대에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우 남해고백 거기 있었습니다 오우 아, 힘 제대로 붙었는데 어. 예. 우 손맛 좋아 어우 덩어리 다았다 벨레니 쇼파이트가 없네요 트레일러를 다를까 했는데 쇼파이트가 없습니다 그냥 딱딱 때려주네요 그냥 수배도 자 두 번째 것이 나왔습니다 자 아유 스페 반응 좋습니다 사자가 좀 안됩니다 두 번째 베스 스베 호필 컬러에 나왔습니다 잘 나오네요 오케이 좋아 으아. 자 봄철에 이런 이제 그 브러쉬 지역을 공략하는 팁은 이런 겁니다 어, 스피너 베이트가 폴링 바이트 폴링을 하면 이렇게 폴링하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블레이드를 돌리면서 근데 이제 수직, 수초가 수직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서 져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걸려놓으면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중간에 탁 받아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을 맞추는 거죠 천천히 릴링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수초를 툭툭 치고 나오면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세워서 세워서 수심으로 내리는 거죠 릴링 속도를 늦춰서 그러면 이런 수초 지역에 원래 스피너 베이트는 원래 이런 커버 면역이에요 수지 커버는 엣지에 빠져나오면 릴링 속도 느리기위 해서 월러스배는 이런 그 장애물에 막 던지는 루어입니다 그리고 수배 운영에좀 약간의 꿀팁은 오케이 많이 나옵니다 말이 필요 어? 자 그럼 작네요 사이즈가 잠시만 아우 사이즈는 작아도 힘을 못하게 쓰네요 자좀 말이 수자세 번째 뵙습니다 사이즈는 작아도 말 조금 힘은 좀 쓰네요 자 어... 이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아 그 습에는 같은 자리에 두 군 두 번 던지는 게 유효합니다 그 한 번 지나갔을 때 어? 뭐가 있나? 그러고 한번더 지나가면 때립니다 그러니까 습에는 조금 포인트가 좋다 그럼 한 번 더 던져보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가합니다 세 번째 베스 스베는 사실은 포인트를 깨지 않아요 스베는 베스의 활성도를 올립니다 아, 왜 그러냐면 베이트 피 c 와 움직이는 그 파동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베스들이 어우 베이트피쉬들이 움직이나 그러고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수배는 포인트를 깨지 않아요 그 실제로 이제 관광 낚시를 가보면 바늘 없는 수배를 가이드들이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진짜 그 관광객은 수배로 바늘 있는 걸로 던지고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가이드들은 이제 활성도만 올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뭐 경험한 건 아니고요 지금 지금 때려야 돼 쫓아와서 안 때리네 어. 아, 애기 베스 쫓아왔네요 오케이 아유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요 진정해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아마도 저 안에서 쫓아나온 것 같아요 자 애기베스고요 한 3차 될래나? 3차 되면? 4마리째인가? <laughs>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은 아직 정어리 베스는 못 만나고 있네요 어쨌든 마리수로 놀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여기안 나가도 자 여섯 번째 베스 쫓아서그렇로 쫓아서 자 어, 내추럴 컬러에 나왔고요 예쁘네요 금색 베스 쫓아서 보는게 보였습니다 자스이팅 트레일러 갈고 하는 거야. 아. 몸으로 트레일러 가오오오한 4차 될래나 자 정옥했네요 어? 오케이 트레일러 빼고 아우 좀 그래도 오늘 괜찮은 사이즈 나왔네 어우 4자 넘네요 4자 딱 될 것 같습니다 으, 괜찮은 사이즈 됐습니다 어, 자 스베 나왔고요 7마리 스베 스베 나왔 많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소강 상태입니다 도강 어, 상태로 말하, 말하자마자 한 마리가 나오네요 아직 있네요 여기 3짜리 여기 오고오고 일주일만 일주일만 애기 베스들 레이 애기들만 들어있지 너 3자 되니? 우와 3차 된다 아홉 마리 3차가 <laughs> 되니까 아홉 마리 자 아홉 마리 됩니다 자 드디어 남해하고 좀 덩어리 하나 나왔네요 으, 수배 물고 나왔습니다 아사짜될것 같아요 어, 42, 3 이야 남양호에 뭐 이런 것만 꾸준히 나와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도 잘 먹어야 되는데 이런데 텍사스도 일단 커버 면역이라서 잘안 먹네 근데 야 남양 없는 사람 되게 많을 줄 알았더니 나 혼자네 입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펜자스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아, 사이즈 괜찮네요. 진짜 좀 넘고 텍사스 리그 어, 저스트 아 이거 뭐였더라 이름이 아 이 웜 이름을 까먹었네 잠깐만요 아, 아 가프테일 가프테일 웜이 나왔습니다 텍사스 리그였고요 커버 사이사이 톡톡 찔르니까 톡 하고 물어줬습니다 어휴 이렇게 생겼어 자 아, 가프테일입니다 자 텍사스 리그 물었고요 어? 자 11마리 음, 오늘 잔뜩 먹었네 35입니다 으, 35 11번째 으. 아 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 깊숙이 애들이 박혀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따져가서 그래 나왔습니다 와잘 걸렸다 으 나왔습니다 날명어 덩어리 으 아, 아, 어, 아, 45 남양어에서 이 정도면 진짜 짱입니다 와 힘도 좋았어 와 수초에 붙어있네 아 오케이 으 입은 안 들어가고 45입니다 남영호 으이. 아, 네 이렇게 해서 남양호의 봄 낚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침 피딩 타임에 막 마리수가 나오길래 뭐 마리수 조행이 되겠다 싶었는데 아침 피딩이 끝나고 나니까 다 깊숙이 숨어버리네요 아 완전 깊숙이 숨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자 한 두 마리 정도 잡은 것 같네요 총 마리수는 따지 빼고 12마리입니다 12마리 그, 어렵네요 그래도 뭐 작년에 왔을 때보다는 더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아마 고산지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 회사 동료와 가기로 했고요 어, 다음 주에 보산비에서 더 재밌는 수익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유 어렵다 아유 어려워 아유 남양호 수배로좀 킥가도나 했더니 어렵네요